우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.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니 빨리 대책을 주십시오. 살기 좋은 나라,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. 모두가 잘 사는 나라,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. 이것이 나의 희망입니다. 이상. 있는 영상 테마파크. 테마파크. 자, 여기서 영화를 많이 찍은 곳입니다. 이화장 식당. 하지만 정겹다 손님 맞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<laughs> 살 좀 빼고 오세요 어 그렇게 대로 할수 없죠 그때도 맞는 사이즈 건거 입고 있잖아요 가이드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신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. 2만원어치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. 자 그러면 계약이 의상 대여점으로 들어가서 옷을 한번 대본대 안마 맞는 게 없어요. 맞는 게 없으면 할 수 없고. 뭘 봐요? 실제 사이즈 이상 있는 아니구나 예쁘지. 숙녀벽이죠. <laughs> 초등학생은 아니고 숙녀벽이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. 저 뭐, 어, 옷 빌리러 왔는데요. 네. 저희, 저희들한테 맞는 옷이 있을까요? 옷이 큰 네. 사이즈가 있는 게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게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. 일단은 골라 골라볼까요? 그러면 일단 2 시간에 2만 원이시고요. 네. 근데 옷을 있는 걸 입으시면 돼요. 그렇죠. 사이즈가. 네. 네, 네. 그럼 지금 1시 45분에 들어오셨고요. 추억이니까. 네. 이름하고 연락처만 네. 어주세요 우리 엄마들은 아무래도 가슴하고 배 쪽이 좀 문제라. <laughs> 네. 이것도 좀큰 사이즈가 있고 네. 네. 이것도 있고. 네. 조금 진한 건 없어요. 조금 진한 건. 진한 거. 네. 한 얼마나 입으세요? 7, 7. 단원에서 두 번. 몸을 줄이면 렌즈를 안 끼고 왔어. 자, 이모, 천원 들어주세요. 쌀 복장 대여를 했습니다. 어, 맞는 옷이 없어서 그냥 선택해서 좀 별로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. 가끔씩은 다른 옷을 입어보는 것도 괜찮아요. 경교장 경교장 1이라는데? 어? 스탬프 찍힌단다 미스터 선샤인 이 화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식당 의원 중입니다 정식 이 화장 정식 만원 싸다 어? 파전 만원, 이화장 정식 만원 비싸노 관광지의 식사는 비싸고 맛이 없다는 편견을 바꿔드리겠습니다. 이성만 대통령 저택에서 즐기는 이성만 대통령 저택이란다. 이렇 다리 꼬지 말고 다리 딱 바지 일어나게 먹어. 고개 앞으로 두 개씩 저 멀리. 스탠부 테마길이라는데? 어? 스탠부 찍힌단다. 미스터 선사인 이 화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. 식당 영업 중입니다. 정식 이 화장 정식 만원 싸다 어? 파전 많은 야장 정식 많은 왜 이렇게 싸노? 관광지의 식사는 비싸고 맛이 없다는 편견을 바꿔드리겠습니다. 이성만 대통령 저택에서 즐기는 이성만 대통령 저택이란다. 자, 자, 슬납스납 너무 멀리 가지 마. 대해서 어떻게하실 건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.